monsters They brought me alive, but got no outlet Tell me you're All like playing with the monsters. 시간 무찬지로 승리수단 마치겠습니다. 국회장 경례 바로 사장 노관의 수고했습니다. 어, 네. 아, 모이세요. <laughs> 자, 고생하셨습니다. 전! 아, 이번 심사. 아, 못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픕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힘들지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람찹니다 진짜 더욱더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